그렇지. 아, 성도 좋다, 지금. 좋아. 그렇지. 그렇지. 패스 왔어 패스 왔어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어! 해야 돼 체크 체크 자기 수비 4대1 8분 30초 해라 해라 그렇지 그렇지 쏴쏴 굿샷 혼자 혼자 혼자 혼자 고체킹 고체킹 성이 가 성이 가 그렇지 마크 쳐고 마크 쳐고 스이크 잘했어 네. 예, 굿, 굿. 바로, 바로, 바로. 굿. 풀어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지지. 오이지, 오이지. 안되구나 먼저, 붙이, 굿. 굿. 아! 나이스. 네. 됐어, 굿샷. 자, 3분 쉬는 이 준혁이, 준혁이, 준혁이, 준 됐다. 굿. 가자 이정 걸렸어 걸렸어 믿고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 1분 30초 20대 8예 수고하셨습니다